하이밀 미리의 일기 벌써 7탄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바로바로 바로 슬라임입니다 짜잔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과 형들이 그렇게 어, 슬라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직접 슬라임을 가져와 봤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시럽 그 다음에 이거는 버블잼 버블잼인데요 그 다음에 와플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통인데 <laughs>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라는 것 같아요 네, 제가 그럼 가져와 봤으니까 바로 해보죠. 제 슬라임은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올려진 영상을 보니까 어 일단은 먼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써야 되나? 여러분들 저는 아무 냄새가 안 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아 이거 무슨 냄새지?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<laughs> 해볼까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은 여기에 그냥 여기에 심지어 잘 안 떨어져 여기에 날아갔어요 와플이 날아갔어 <laughs> 잠깐만요 와우 이렇게 날아간 와플을 다시 가져왔어요 이 와플을 이렇게 올리고 보기 좋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 잼도 날아갈 것 같은데 오 진짜 찜 같아. 일단 살짝만. 살짝만 좀 올릴까요?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먹기 좋게 올린 다음에 오 어, 느낌이 좀 이상하다. 시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어플이 완성돼요 좀만 더바볼까 잼을 더 많이 발라야지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다 발라주겠습니다 좀더 좀더 어떠신가요? 일단 이렇게 시럽이랑 잼이랑 다 발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간단하게 좀 치우고요 더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친 다음에 이거를 넣어요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보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어, 이거 되게 다른 유튜버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저는 약간 초짜여서 활용 <laughs> 못하겠어요. <laughs> 이걸 다 꺼내봐야겠다 한번. 와 꺼내기도 힘들어요. 다 모아놔서 어,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 맞나요? 완전 이 손이 이렇게 되 있는데 일단 유튜브 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라 내가 끊어버려야지 마, 마지막 남은 셀라인들 다 가져와서 이걸 어, 터붙으 살짝만 치우고 이, 이거를 아까 그딱 코팅만 하는 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. 슬라임 요리 여기까지 하고 <laughs> 다시 원성복귀 어,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지? 저는 숙련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슬라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슬라임도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반대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어, 제가 슬라임을 더잘 어, 만질 수 있게 어,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<laughs>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리 얘기 7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있을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써주세요. <laughs> 근데 댓글 중에서도 되, 어, 되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과 어, 아니면 오?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